촬영 에피소드 하나 5번 질문입니다 촬영 에피소드 굉장히 따끈따끈한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어제 법원 촬영을 하는데 그냥 대충 내용만 알려줄게 그 신이 뭘 해야 되냐면 뭘 받는 거야 뭘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뭐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이게 어떤 거다 하면서 상 동의를 구하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걸 하는 건데 이제 보조 출연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가 촬영장이 법원이었으니까 진짜 제가 법원 직원분을 잡은 거예요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하니까 나한테 내 네, 누구 판사요?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그게 대사인 줄 알았어 갑자기 애드립성으로 애브리, 애드립성으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아 이게 누구 판사입니다 누구 누판사인데 구 이런 걸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? 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또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보더니 <laughs> 이러면서 그냥 가시는 거야 그냥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분이 그분이 <laughs> 오시면서 갑자기 나를 보면서 예? 무슨 판사요? 이러고 나한테 묻길래 나는 그걸 또 대답을 해줬어 내가 차를 컷하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모두가 다 빵 터졌어요 뭐 그런 일이 <laughs>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운데 안타깝게도 그게 메이킹이 없었어요 메이킹이 그때 있었다가 약간 그 시간대만 유독 메이, 메이킹이 없었어요 있었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아 진짜 웃겼던 것 같아 재밌었어 당황스럽기도 했고